불편하게 했으면 죄송해요 저 앞으로 안 나갈 거니까 편하게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못 간 거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 왜 잡으신 거예요? 말하기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저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나볼게 어, 죄송해요 다른 번호 드린 거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거절한 거잖아요 물론 그날 왜 바로 거절을 안 하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거절당한 걸 알아야 했는지 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찌됐건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고장이 나요 번호가 어떻게 돼요? 연락하고 싶은데 몇달 전에 해지한 번호를 찍으면서 그 순간을 모면할 빈 번호가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그 순간 알게 됐죠. 매주 봐야 하는 사람이네. 근데도 말을 바로 바꾸지 못했어요. 이미 고장나 버려서. 사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다 정하지 못했는데 아까 서점 앞에서 그쪽을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 같더라고요. 궁금증은 풀렸는데 결국 거절이네요. 이유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서? 취향이 아니기도 하고요. 오히려 솔직하시네. 그쪽 취향은 뭔데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해서 결국 목표를 이루는 사람. 과정을 중시하고 성의 있는 사람? 그럼 저도 뭐 그 연인끼리는 서로 다른 게 좋대요 상호 보완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실래요? 무슨 기회요? 제가 그림씨 마음에 들어볼게요 뭐하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했지? 응? 왜래? 응. 동기야. 왜? 느리더라도 꾸준히 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 그 과정을 중시하고 성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래. 오! 어? 너 여자 생겼냐? 아니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랑 완전 반대네. 너는 벼락치기로 빨리 해치워버리고 사이즈 안 나오면 바로 포기하는 게 더 아니냐? 그치. 야, 너한테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고민 상담을 하는 거지? <laughs> 가. 가라. 가죠. 영구 근데 꼭 이상형이 단 아닌 가 알지? 사장님이랑 사림이는 안 보이네요? 근처에 새로 서점이 생겨서 한번 가본다고 나갔어요 해드려요? 어, 이 책 저 읽었던 건데 빌려드릴까요? 아니요, 살 건데요. 읽기는 읽어요? 느리더라도 끝까지 다 읽을 거거든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아니 뭐 아끼는 동생인데 그럴 수 있죠. 제가 동생들 일에는 좀 유난히 예민한 편이에요. 네, 근데 좀 많이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죄송합니다. 사랑은 줄 때가 더 행복하죠 감정이 터져 나오는 희열 같은 게 있달까? 왜 그 마음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는 것보단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아빠 나 지금 퇴근하니까 이따 나와 어 영건아 지금 아빠 좀 엄마 만나러 가야 돼서 이따가 통화하자 아빠 생일까지 그 사람한테 쏟아야 돼? 어. 아들이 해준 것만 받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냥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 어, 지금 아빠가 바빠서 끊을게. 아빠? 아빠. 사랑은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감정에도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쏟아버리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거든요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자긴 뒷전이라도 누굴 위해 살기도 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너 어디 가?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나머지는 그냥 너 무슨 말이야? 왜 거기 가서 살아?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아빠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야너 거기 가면 너 괜찮을 것 같아? 어 관심도 없으면서 숨통만 조이는 것보단 훨씬 뭐라고? 언니는 내가 뭘 하고 싶은 줄 알아? 그거야 글 쓰고 이거 봐 내가 언니 인생 대신 살아주고 있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니가 해 대리 만족하지 말고 <gasps> 야! 내가 뭐 하나만 더 말해줄까? 엄마보다 언니가 더 싫어 조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랑에도 실은 바라던 게 있었다 미안한 거였네. 그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어? 어? 사장님! 응? 왜? 저 붙었어요. 와! <laughs> 와! 붙었다! 와 미쳤다 이게 되네? 와. 축하해. 이거 봐요. 진짜 붙었어. 다음 주에 축하 파티 하면 되겠다 진짜요? 응. 그러면 다음 달부터 출근이니까 이번 달... 아... 그 사이에 직원 뽑고 인수인계 할게요 응.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아 정설이 바쁘냐? 사장님 앞에서 딴 사정 가은걸 그렇게 좋아하면 어떡해 떻 강원도 나. 너 같으면 괜찮겠냐? 그럴 것 같더라. 나 오늘 처음 알았다. 부담일 수 있겠구나. 내가 다 포기하고 지한테 기대를 걸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만약 그때 이제가 나가지 않았으면 나 계속 기대서 살았을 거야. 그래도 지금 스스로 이런 게 더 많잖아 그치 근데 그건 마저 이제 덕분이지 아 서림이가 기획을 하나 했더라고 무슨 기획?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동화책 고맙네 근데 이제 그 책은 못 내겠다 왜? 알아주길 바라면서 쓴 건데 내가 알아버렸네 서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신경 써줬는데 새로 쓰면 되지 사과든 뭐든 전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누나 이제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었잖아 누나 먼저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너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야 무슨 꼬맹이들이 이렇게 똑똑해? 나 저번에 모임 때도 서림이한테 완전 뼈 맞은 거 알지? 그치 서림이 똑똑하지 왜? 반응 왜 이래? 발불출 어디 갔어? 왜? 서림이가 뭐 택배 청년이랑 사귀기라도 한대? 아니 뭔데? 사장님 잘 들어가셨어요? 다름 아니라 관심 있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어, 아들. 음, 아버지. 잘 계시나 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다 아무 일도 없지. 일이 많아서 그렇죠. 음, 영건아. 응. 음. 그러니까 영원아 영원아